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진짜 오늘 다 목소리가 다, 다 좋다 그치 뭔가 되게 안정감을 주는 동굴 다 동굴이다 여기 가죠? 좋습니다 동굴에 사시나봐요 예? <laughs> 아니 죄송해요 아 목소리가 약간 좋으셔서 예? 동굴이야 동굴? 네 동굴에 사시는 것 같은데 <laughs> 반응이 이렇게 아이디가 뭔데? 뭐, 무슨 길이야? 음. ASS 좋아요와 구독 <laughs> 아! 이디가 뭔데? 뭐, 무슨 길이야? ASS 나 아이디 뜻이 뭐예요? 아, 아이디 뜻이 좀 조금 더러운 거긴 한데 네 그냥 한 거예요 왜 <laughs> 웃는데? 아... 똥, 똥꼬야? <laughs> 뭐지? 뭐, 무슨, 무슨 멀, 멀킬이지? 아시 아니야 아, 모르셔도 돼요. 어, 진짜 궁금해요. 아니 아니요 모르셔도 돼요 이건. S 홀킬? 이게 뭐지? 그냥 재밌게 한 아이디라서요. 그거 네이버에 찾으면 나와요? 네 나오긴 할 건데 안 찾아보셔도 돼요 굳이. 찾아봐야겠다. <laughs> 아니요 찾아보지 마세요. 그럼 그냥 알려주세요. 동, 동굴 아니에요? 아니 아이디? 이게 동굴? 에, 에, 아니요 애소리란 말 알잖아요 그 일, 영어 그 욕 욕 중에 하나인데 무슨 뜻이지? 더 궁금 안 알려주시니까 더 궁금해요. 애소리라는 네, 게 이게 이, 이 똥꼬라는 뜻이거든요. 네, 똥꼬를 킬한다는 건가요? 아 그렇죠. 똥꼬 킬러? 아, 그런 거죠. 예,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. 이 이미지가 좀 들어올 것 같아서. 아, 제가 앞에 가면 안 되겠네. <laughs> 아, 예. 그래요. 차라리 2번 픽 쪽으로 가죠. 아! 아, 아 이거 안돼 한명 한 명 더 있어요 기절사 아? 조심하세요 한 명 더 있어요 맞다 어, 어, 그, 그거 먹으면 되겠다 그거 드세요 <laughs> 아 이분 거의 반스까지 벗겨 먹으셨네 <laughs> 아이템 상자에 아무것도 없어 <laughs> 헛소리 방금 나서 우리 여기 갑시다 1번 펜으로 갑시다 1번 펜 네. 아왜 자꾸 제 뒤로 가요 <laughs> 아 1번 펜 가요 1번 어, 펜 오, 오더 오더 오더 받으려고요 제가 따라가야죠 그럼 뒤를 뒤를 가야죠 아왜더 <laughs> 아,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, 아이디 신경 쓰지 마세요 거, 걱정하지 마세요 아 캐릭터도 뭐좀좀 좀, 좀, 좀 그런 거 해가지고 와 그래요 <laughs>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? 이 앞에 집도 털렸.. 오!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연막이 없다 잠깐만요 있네요 아 죄송해요 아. 나오네요 앞에 집에 집 뒤에도 하나 있고요 대박이에요. 와 양각이다. 양각이다. 복수. 됐다 복수. 차 차. 혹시 스트리머 아니시죠? 저요? 예. 아니에요. 어,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. 누구 거 많이 봐요? 여성분들은 잘 안 보긴 하는데 어 근데 목소리 제가 들어봤는데 맞는데 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아이디, 아이디가 아 걸뽀님 아니면 월매님? 저도 보긴 보시나 보다 걸뽀님 같은데 목소리가 <laughs> 반갑습니다 스트리머 아니고 BJ 걸뽀입니다 똥구멍님 <laughs> 똥구멍 킬러님 <laughs> 아 죄송해요 <laughs> 죄송해요 왜 말이 없으세요 <laughs> 저기요 저기요 <laughs> 아이고 갑자기 왜 말씀 안 하세요 죄송해요 내가 너무 크게 웃었나? 똥구멍님 똥구멍 개소리에 도가지 아, 예, 예, 어, 이제 되네요. 좀 어. 마이크 오류가 있어가지고 아, 지금 아, 그쵸, 좀 바꿨어요. 화나서 말 안 한 거 아니죠? 아, 타이밍이. 아, 당연하죠. 어, 저 깜짝 놀라서 장난쳤는데 갑자기 말 없어져가지고. 어, 친구한테 자랑해야겠다. 그, 같이 하는, 배그 가끔 같이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. 네. 자랑해야겠다. 그 친구 아이디 뭐예요? 어, 그 친구는 특수문자로 해가지고 제가 아. 어디 기억을 못하, 못하겠네요. <laughs> 소리 어디서? 예, 올려주시면 제가 네. 제가 어, 보고 제가 아, 그 예, 어, 예. 아, 저 어, 보이죠? 앞에. 245. 예, 예, 예. 어, 오네요. 남엄폐 껴야 돼. 어. 엄폐 딱 끼고 네, 두 명. 어, 판명하네요. 걸어갑시다. 어, nice. 어, 하나 기절, 나이스, 하나 나이스. 어 수류탄 하 던질까요? nice. 오! 어, 들어가, 자, 들어가, 오른쪽! 자, 집에 갑시다, 아. 집에 들어갑시다. go go go go. 예, 집으로, 어, 집으로. 어, 예. 어, 총 맞으면 적을 찾지 말고 집으로. 어, 오, 다른 데서 쏘네, 요 왼쪽에 쏘네요. 오케이, 이거 80방향이었거든요? 여기, 여기쯤? 음, 치킨 먹기인 어렵겠다. 여기 분명 일반에 있을 안 아, 아, 아,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먹을 수 있어요. 먹을 수 있습니다. 오. 왔다, 왔다, 붙었어요. 오, 어, 왜 예, 앞에 앞에 하나 오네요. 아씨, 몇대 맞췄어요. 근데 아, 안 죽었네. 기절, 얘 잡. 지금 지금. 오, 괜찮아요, 아직 괜찮아요. 옆집 앞에 지붕이 있었어요. 이거 예.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어쓸 뻔했 뒤에 한 명 남았어요. 연막 쪽에. 연막으로 들어갈게요 우리. 연막으로 들어가요. 예 안돼. 안돼 안돼 어디 어디 아니 아니 들어가 들어 이거 연막으로 안돼 왼쪽 왼쪽 연막으로 들어가야 돼.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들어 야 앞에 아, 연막으로 여기? 앞에 연막으로 들어가. 받아 받아. 나이스 앞에 앞으로 가자. 못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네, 네, 네. 못 살려. 못 살려 못 살린다 못 살린다고 못 살린다고 못 아, 살린다고 못 살린다고 뭐 연막 꺼진다고요. 뭐야 주간에 즐거웠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뭔가 치킨보다 더 재밌었다, 그치? 사흘리 <laughs>